지금 애교를 이렇게 애교 연습 하나 둘셋 밥 묶인 거 아니에요? 애교 하나 둘셋 밥 묶인 거 아니에요? 요즘 애교는 빵이야 대세입니다 아, nine, I'm nine 어, nine nine, okay? no no? any, yeah no, no, no 어, who, who, who? name? name, call, call me oh, any, any, any any? oh, good, nine, nine, nine thank you yes 생방송을 하기 전 리허설을 하러 왔습니다. 제 리더 보이시죠? 지금 여기 몇 층인지 아세요? 7층이요. 저 살면서 이렇게 높 높은 곳에 처음 와요. 오케이. 처음 가봤어요. 오케이, 땡큐. 네, 지금 비행기 탔고. 비행기 탔어요. 넥스 준지, 준지 두 번째요, 두 번째. 명준이요? 명준이 지금 60층. 얼마 전에 결혼한 6 60층? 60층? 뭐야? 너브가 항상 촬영 너무 촬영 중에 그 스킨십을 해요. 아니에요. 그건 아, 아. 스킨십이 아니에요. 아, 지금 그 스킨십이 혹시 뭔가요? 아, 어깨 동무. 스킨십. 어깨 동무. 접촉. 어깨 동무. 어깨 동무. 제목 쪼르고 있는 거 이거 넘겨주세 여기 지목 파출소에 하고 있어요. 어깨 동무 하겠다고 지금 목 쪼르고 있는 어깨 동무. 어깨 동무. 지금 다 보여, 다 보여. 네. 여러분 저와 같은 협박을 먹고 계시면 눈을 세번 깜빡이야 그럼 마지막으로 저 엔딩으로 한번 끝낼까요? 하나 둘셋